지우야 할머니 고모집에 갈 거야 이렇게 지우 이렇게 음. <laughs> 되게 알았어 면 날개로 출발! 출발! 어, 잘하시네 <laughs> 엄마 가사를 몰라서 못 따라하겠네

좀 오늘 재밌게 놀았어? 아, 재밌었어. 재밌게 놀고 갔어요? 재밌었어요, 그래. 재밌었어. 어머, 재밌었어요. 나중에 만날게요. 재밌었어요. 재밌었어요. 경호도 영상 편지. 응. 재밌게 놀자. 응. 아, 수효도. 그래 또 만나자 또만나니 하주 언니 어, 집에 잘 도착했어요 재미 하주의 댁에선 어, 잘 아, 놀았어요 네. 다음에 또만나 사랑 아 안돼 안돼 안돼 그래 지우가 해봐 그래 지우가 해봐 아 싫어 저희 집에서 엄마 또 만날게요. 사랑해요. 응. 아빠야. 응. 랄랄러리. 랄랄러리. 잘하네. 안녕. <laughs> 나 닦을 아는데. 해. 닦을 닦을 닦을. 딱 올라가면 마미야 어떻게 아까 개미야 이렇게 개미야 그래서